민간에서 목석에 어, 아, 특별 초대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. 네. 이번에는 동화책과 함께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번에 요번이 아니고 몇 달 됐죠.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함께 모이는 곳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미리 제가 그림을 설명해주는 그런 음, 컨셉으로 촬영하고 을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 그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텐데요. 이 그림은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고어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기도 하고 작가 자신도 고어 작가 자신도 이 그림을 가장 걸작이라고 얘기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.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또 초기 작품이면서도 가장 큰 작품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고 그만큼 기간도 많이 걸렸다고 생각을 했겠죠. 자 그런데 고가 얘기하고 있는,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는 이런 가정 예를 들면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이런 가정 속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자기 자신을 아, 좀 비관하는 듯한 그런 생각도 포함이 되어 있죠.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자기 자신도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. 이 그림을 보시면 정말로 가난하지만 따뜻한 감자를 나누면서 김이 모락모락하는 이 환경 속에서 약간 어둡고 침침하지만 다정다정한 물길들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부러웠던 거죠. 그 이런 모습들을 정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표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쉽게 아, 어렵게 표현을 한 거죠. 이 모습을 가만히 보시고 계시면 정말 모락모락 김이 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. 따뜻한 커피도 지금 따라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. 이 모습은 그 자신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 자신도 두 달 정도 걸려서 그림을 그렸습니다. 자, 이 그림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뭘로 그렸을 거라 생각하시나요? 모두 어렵게 목탄이나 쓰다가 남은 그런 물감으로 이 그림을 그렸지만 저 역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이게 다 크레파스로 그려진 그림입니다.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아 크레파스로도 충분히 명화를 그려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그림을 참 잘 그리는데 정말 재료가 없어서 또는 여건이 안 돼서 그런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이 그림 외에 구호가 못다했던 그림들 구호가 스케치만 해두었거나 또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리지 못했던 그런 그림들을 제가 그래파스로 그려내고 있는 중입니다.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나시면 하남 아이테코 어빌 미술관으로 오시길 바랍니다. 지금 특별전을 한 달 기간 하고 있는데요. 한 달의 기간이 지나면 또 크레파스로 그려진 많은 그림들이 전시되고 있을 겁니다. 여러분들 한번 오셔서 시간 나시면 아이들과 같이 오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고맙습니다.